Did I give up? Was it too hard? Or was it too hard? Cause I just gave up Just gave up We go up and down We go up and down No, no, on this roller coaster ride Roller coaster ride We fall back so Did I give up? Was it too hard? Or was it too hard? Cause I just gave up 뭔가 지금 일요일 일요일 되게 12시가 되는 걸 엄청 허무하게 보냈어 KBS 연기대상을 보면서 막 제가 그 하나뿐인 내 편이랑 끝까지 사랑을 엄청 즐겨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드라마들 수상했으면 좋겠다 배우분들 말면서 응원하고 있는데 이제 1부 끝나고 2부 하는 동안에 범죄 의 도시가 방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TVN에서. 그래서 오랜만에 어? 그거 다시 봐야지 하고 보고 있다가 역시 나와서그 영화가 끝날 때까지 본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12시 10분인 거야. 뭉치는 소리도 못 들었고 카운트다운을 못하고 그냥 1월 1일이 돼버렸어 뭔가 기도도 못하고 허무한 한 2019년에 시작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레디디걸 썼으니까 파운데이션도 양볼과 이마 그리고 이렇게 골고 이거는 어퓨 눈사람 퍼프 아니지 똥 퍼프 되게 단단해요 그러니까 단단하다고 해서 아프게 단단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퍼프에 비해서 굉장히 하여튼 단단해 근데 그 엄마한테 이거 촬영 준비하느라 엄마 나 이거 퍼프에 물 좀묻혀줘 이러니까 야 이거 똥 모양 아니야? 너 얼굴에서 똥 냄새 난다 이랬어 유치뽕창 이거 입술 파우더 팩트로 뭔가 왜가 shading? 자, shading이 앞만 보고 하다가 뭉쳐요. 그러니까 옆도 좀 보면서 shading을 잘 해주세요. 이쪽이 조금 더 네모나니까 이렇게 좀 더 진하게 이렇게 먼저 잡아주고 사실 낮에 촬영 시작했다가 그런 날이 있어요 시작을 하면서 준비 과정부터 모든 게 삐걱삐걱 거릴 때 삐걱삐걱 거리면서 모든 게다 엇나가면서 촬영이 중지를 시켰죠. 그럴 때 되게 허무하고 오늘 약간 고민인 게 메이크업을 좀 아까는 약간 진하게 했었는데 아 진하게 하지 말까 좀 연하게 하는 느낌으로 갈까 그래서 눈썹 모양도 좀 고민이 되고 있거든요 아이섀도우를 먼저 할까? 에뛰드하우스 살짝 말린 꿀 오렌지 이렇게 홀, 쌍꺼풀 홀을 따라서 아이홀이라고 하죠, 쌍꺼풀 홀이 아니라 In this rollercoaster ride 저는 섀도우를 좀 여러 개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 이렇게 선색 색감이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그래서 원래 뭐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느낌들을 섞고 싶은데 또 섀도우도 색깔을 또 잘못 섞다 보면 또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서 잘 열심히 해볼게요. 다음은 모노아이즈 스파이시 터치 주황색 엄청 주황색 이런 애들은 발색을 좀 잘 해줘야 이렇게 갑자기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방금 칠했던 영역 위에 색감을 좀 더해준다는 느낌으로 위에다가 덧칠 해줬어요 fall back sometimes We fall back sometimes On our knees while I goes alright In this while I goes alright 타는 오로라 이제 점점점 노란색, 주황색, 붉은 느낌 이렇게 얘는 이제 여기 안쪽으로 살살살살 칠해줄 거예요 얘는 좀 얇은 브러쉬로 조금 더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진하게 슉슉슉 발라줄게요. 진하게 발색해준 뒤에 위에 색감과 잘 연결되도록 블렌딩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점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약간 슉슉슉슉 그라데이션이 되게 이게 노을을 잘 보다보면 보라색 느낌 색깔도 있거든요 삐아의 슬퍼 예보 2019년엔 슬픈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얘는 이런 보라색 눈기입니다 얘를 <laughs> 눈끝에 눈끝에 눈끝에 눈 밑쪽 섀도우는 약간 위에를 다 정리한 다음에 할까 합니다. 이렇게 눈끝에 음영감을 줬죠. 그 다음에 에뛰드하우스 우아한 보르도 와인이라는 이런 색깔이에요. 이런 좀 더 진한 위에로 방금 줬던 부분에 조금 더 릴리스프리 음. 까만 밤 해변길 약간 전망만 블랙으로 메꿔주고 라인은 약간 브라운 느낌으로 그려줄까 생각 중입니다. 그려주는 건지 안 그려주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케이트 푸펜 라이너인데 약간 이런 얼굴 잡지 마. 일단 꼬리도 속눈썹을 붙여보고 결정할게요. 오늘은 되게 수정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정리했어요 다이아몬드 래쉬. 약간 오늘은 가운데가 좀 긴 그런 눈썹을 붙여주려고요. 약간 끝에 음영감을 줬는데 끝에가 긴 거를 붙여버리면 얘가 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자, 아까 칠했던 붓펜 라이너로 속눈썹 붙인 그 어색한 부분을 정리해줄게요. 이 컬러로 라인을 한 번 더 슬슬슬슬슬 얘는 로레알 사실 엄청 오래된 마스카라 같은데 어쨌든 속눈썹 붙였기 때문에 위랑 내 네, 속눈썹이랑 하나가 되는 내가 되는 바짝 말린 꿀 멋있게 오렌지 눈 밑 애교살까지 색감을 더해줍니다 잭 바간디 얘는 손등이 좀 털어서 해야 될 것 같아. 위에 섀도우가 연결이 돼서 위에 좀 보라색감 밑을 잘 연결해서 약간 밑트임 효과를 줘야 해요. 그리고 또 아까 사용했던 블랙, 블랙, 랍팀 이런 효과 그리고 빠르게 눈썹을 일단 그려볼게요. 몸을 좀 욕심내서 산을 되게 그려봤는데 후회하지 않겠지? 오늘 갈 때? Didn't see it coming but I don't mind I don't mind I don't even know how to do this I don't need a map like to show me how Show me how 페리페라 그리고 립맨 누드 펜슬로 끝에 부분만 살짝 너무 glitter glitter! 막 이런 것보다 약간 음, 흩날리듯한 glitter가 이렇게 톡톡톡톡 있어야 뭔가 햇빛이 떠오르는 그 빛이 약간 더 표현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또 추천했던 거죠 햄스터 최 해바라기 씨 약간 음. 반짝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색깔이 막 밝진 않아. 약간 그런 애를 요 위에 이렇게 사라라라 살살 올려줘볼게요. 있는 쪽, 없는 쪽. 하이라이터를 뿜뿜할 거야. 오플런스 어, 이거 같아서 스시 누드 피치 루스 3시의 114번 렌즈를 끼고 머리를 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옷을 갈아입고 액세서리를 하고 왔습니다 자 렌즈는 오랜만에 릴문 크림 베이지 렌즈를 껴줄 예정이에요. 이 렌즈 색깔이 되게 오묘한 색이라 이 오늘 선택한 섀도우랑 느낌이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들 2019년 항상 건강하시고 어, 행복하시고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한 해, 어, 조금 더 만족스러운 그런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내도록 노력하도록 할 거고요. 음, 1년 뒤에 이 영상이 재밌는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또 한 해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음,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안녕.